겐지가 한조공을 튕겨내는 현상 자 3, 2, 1, 고! 야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튕겨낼 수 있어요 이만큼 정말 겐지를 사기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런 시고로 겉점 수호해야 돼 겉점 수호해야 돼 겉점 수호 나, 나좀 주세요